서둘러 여기로 어린 나로 변해 그때 사랑을 되찾으러 와 Like a n 꿈 가득한 곳에 빠르게 흐르는 시간을 멈춰두고 너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금세 또 어른이 돼난 아직 여기 같은 곳에 서 있지만 부는 바람이 많아질게 상상 속에만 있던 그곳으로 가볼래 Like a neverland 꿈 가득한 곳에 빠르게 흐르는 시간 시간을 멈춰두고 너와 춤출래 예쁜 달빛 아래 Would you be my little tinkerbell Yes I'll be your pirate 함께 떠 Like a n e v 꿈 가득한 곳에 빠르게 흐르는 시간을 멈춰두